싸울 걸할트 갈게요 같이 가자 손 잡아? 해보드야 더 해보드 the tennis how to say like this What? What? badminton badminton which is near my house and uh, you walk and 10 kilometer Karen Every day you are the Jen Karen이다 <laughs> 그래 오늘 점심 진짜 많이 속 상치 말고 <laughs> 아이크림 사줄게? 아, 바뀝니다 아이크림 I'm okay. I meet you. I don't know. 야 거기 버그 있어 조심해 미나 사랑해 미나 사랑해 미나 사랑해 미나 사랑해 미나 사랑해 미나 사랑해 미나 사랑해 미나 사랑해 미나 사랑해 미나 사랑해 미나 사랑해 미나 사랑해 미나 사랑해 아 미쳤어 The Europe Just this 아 이거? My t t h a k you. 야, 책 읽어도 많아. 이겼어. 안 돼, 안 <laughs> 야, 왜 만나? 내 도전. <laughs> 야, 기다리. 나 먼저잖아. a <laughs> 야 너도 거 이거 어, 있어 안돼 없어 없어 어, 어. 자 여기 야 와뽀 잘했어 여기 있 이거 저거 저거는 왜 편했잖아 오너 아. 아, 진짜. <laughs> 아, 살살했어. 음. 어 여기도 있네. 야 이거 어떻게 몰랐어? I don't know. You have to do, do all. 음, my turn. 야야야 기다리. 알았고 투턴에 계속해 투턴 원, 투 아! 진짜 세겠네 어디 와 아니야. 나 아, 꽃감 맞네? 집에, 집에 빨리. 집 꽃감 있어. 컵 먹어 신났다 Just one day, two, two 개 돼지야 그만 먹어 <laughs> 아 진짜 혼자 먹어는 잘 먹네